그이 바이오항을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더랬는데 바이오항을 지게차로다가 갔다가 쌓다가 넘어온 게 우리 재배장이로다가 다 쏟아져서 내려갔어요 그냥. 이 바이오항을 저장하는 IPC 탱크라는 1톤짜리 통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샘통에 옮겨와서 쌓는 사이에 이 고추냉이에 이 바이오항, 즉 에코바이오항 500kg 정도가 이 재배장에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우유 빛깔이 그냥 아주 아주 그냥 하얘 그냥 아주 그냥 우유 이 물에 타니까 거추냉이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. 또 저희 또한 일주일을 넘게 관찰할 수밖에 없었고요.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도 한 달이 지나니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험도 내가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하기 전에 재배작으로 쏟아져 가지고 한 3일 정도 지나니까는 꽃은행이 자라난 거니 모든 뭐 게확 달라졌어요. 그 바위 확 내려간 데만 확실히 다르게 이렇게 봐도 잎새기가 이제 커지렁 크고 도톰도톰 막 이렇게 두껍고 앉은 데 하고 그거그 내려간 데하고 완전하게 차이가 아주 구분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도 와서 보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랬다고요. 그래서 아 이게 됐구나. 그렇게 재배가 안 되던 고추냉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입은 푸르고 그리고 근경에 있던 연부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치료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. 그리고 고추냉이에서 한 달에 두 번씩 규칙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흰가루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또한 이 고추냉이의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알리 성분이라고 하는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그 맛을 자지지하는데 고추냉이는 쓴맛과 매운맛 그리고 단맛을 느끼면서 마지막 풍미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바이오황을 쓰게 되니까 고추냉이의 매운맛도 좋아지고 실제로 알릴리소시아네이트라고 하는 알릴 성분이 높아지게 됩니다. 고추냉이를 재배하다 보면 친환경 재배하신 분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게 과연 모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든요. 그리고 농사의 반은 모종에 있기 때문에 모종이 잘 돼야 수확도 잘 됩니다. 근데 이 고추냉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소한 20개월 정도의 수확 시간이 거치다 보니까 여기 창업자님께서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고민 와중에 일반 농약을 쓰자니 충분한 살균이 안 되고 그리고 친환경 다시 쓰다니 효과가 불확실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지금 여기 고추냉이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화학농약 쓰지 않고 바이오 황을 침지를 통해서 즉 한 500배로 해서 침지를 3시간 하게 되면 그런 놀란 효과를 받습니다.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점 병충해나 그런 것도 없어지고 상당히 그 좋은 그 반응이 나와서 저는 사실 지금 나이가 이제 뭐90 다 돼가지고 이걸 지금도 여기 오면은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주 그냥 아주 마음이 확 튀는 게 되게 좋아요. 이 고추냉이 이 샘통 농장에서도 이 바이오항을 쓴으로 인해서 흰가루병이 사라지고 그 맛은 좋아졌으며 그리고 진딧물이라든가 응해 피해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진 그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바이오왕은 친환경 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양이 들어가도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추냉이 재배를 통해서 입증되었기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고 그 효과는 여러분들의 수확으로 그리고 좋은 농산물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